あ、Steam で有料ゲームしたい。いつまでこんなゴミ狩猟ゲームをすればいいですかパソコン本体が泣いてるんですよ。冗談じゃなくて、マジで機械音が鳴るんですよ。助けてください、皆さん。その腹いせに COVID-19 を起こすタバコを吸う奴らを殴ってやります。あえて私の放送でタバコを吸おうと思うの私の放送では禁煙です。私は最初からタバコに別れの挨拶をした人だ。購読ボタンを 押してください。アラームショー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いいですね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Oh, I want to play a paid game on Steam. Until when do we have to play this kind of trash data game? The computer is crying. Not kidding, but it really sounds like a machine. Help me, everyone. I'm going to take down the cigarette smokers who caused COVID 19 with that vent. How dare you smoke on my show? Smoking is not allowed on my broadcast. I was the one who refused to smoke in the first place. The subscribe button. Please press it. The alarm bell button. Please press it. The like button. Please press it. 아, 스팀에서 유료 게임 하고 싶다.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자료 게임을 해야 합니까? 컴퓨터 본체가 울고 있다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기계음이 울린다니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화풀이로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담배 피는 놈들을 아작을 내줘야겠습니다 감히 내 방송에서 담배를 피려고 해내 방송에서는 금연입니다 나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가 노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잘 되지가 않아요. 예?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만은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껏 있어야죠. 안 그래요? 담배 피는 애들 어딨어? 내 방송에서는 노담이야. 어? 어?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거는 어? 뭐 어? 금연이라고요 나는 어? 뭐냐 건전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건전하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안되겠어 이건 몸에 해롭다고요 쉐이크가 오히려 더 해롭지 어? 좋아서 해로운 거예요 이런 거 담배 같은 건 나빠서 해로운 거고 알간 어? 겁냐 어? 윈스턴과 만나기? 윈스턴을 만나나 아, 전화로 이렇게 뭐 메시지가 왔었죠? 왔었나? 어 왔었네 어. 하도 안 하다 보니까는 널 기다리고 있었어 왜 무슨 냄새가 안 나? You know what happens to rats, Wade? Uh, yeah, I, I heard. Conroy gave me all the details when he was helping me out on that midway. Uh, uh, you uh, so sad! Who the fuck do you think you are, huh? You come in out of nowhere and suddenly our guys start to get arrested? He ratted out pop star Winston. I know he did. Oh, you gonna do to This motherfucker right here's a snitch. Is that right, mate? Fucking rat! I sent you to Popstar. But now he's in jail! Yeah? And who stands to gain the most from that? You're gonna take over Popstar's whole ketamine racket now. No more scraps for you. You supply the whole city with drugs. You and Dog Popstar's gone, but you're still dealing, aren't you? So who's supplying you? Are you guys actually listening to this asshole? He's a rat He's a fucking man! 내가 뭐 호가운 게 없는 납사! 보스가 이게 어 우리 군대가 결정을 내렸어 Oh, he's a dirty fucker, man! 박사, 임마 이거! 임마 이거! 이 머리에 한 발. Clean that up. Loyalty's important, Wayne. Never forget that. You're getting this business for yourself 그래도 의심을 하나 봐. 음. 이 꼴이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죠. 이 꼴이 되기 싫으면은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뭐 그렇게 말한는것 같은데. 야, 꿈속, 야, 꿈속이야. 오! 악몽을 꿨어. 어휴, 어휴, 방송. 어 점심 차려야지 어, 어 점심? <laughs> 아니 아까 먹 어, 아까 먹었잖아 어. 음 맞아다 어 진정하자 핑이 PC숍에서 물건을 받고 골든 코이로 향하도록 해 레이몬드 알았어 응? 어 잠깐만 레이싱 현장에서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오 이런 거는 이런 거 담배는 어? 이런 거 담배는 나빠서 해롭다고 제가 아까 말, 말했죠? 뭐 왜안 가죠? 제가 분명히 어? 해, 나빠서 해로워 나빠서 해롭다고 말했을 거예요 쉐이크나 뭐 허브티 그런 게 예? 좋아서 해롭다고 했지 나빠서 해롭다고는 안 했어요 어, 디서 덤벼 이게 어? 응? 이게 어디서 씨. 세련돼 있고 멋진 차 어디 갈까? 새로운 수사 추가 아 초록색 갔으니까는 이번엔 어 그냥 스토리만 보고 온 기분인 것 같은데 녹색을 먼저 할까요? 띵동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Yeah. Are you Ping? no. Ping? There's no Ping. How about the owner then? I'm the owner. Just not Ping. All right, not Ping. I'm picking up hardware for Orange Lotus. <laughs> you know it? Orange Lotus? Sure. This is some pretty sophisticated stuff. Sure you can handle it? I'll manage. My number's on the package. You need a hand getting products into socket one? X를 소켓 Y에 넣는 게 어려워. 넣는 게 어려우면 전화해. 마치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아이고, 뭐야? 오케이 나이스 이거 죽고 가줍니다 다시 아이고 뭐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아무 일도 없듯이 어 전화해주고요 Did you get the bug? I got it. Our surveillance team reports that you should be able to get onto the roof from the construction site next door. Whatever you do, don't let them see you planting that bug. Oh shit.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레스토랑으로 향해라. 오, 오케이, 라저, 케이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뭔가가 후딱후딱 지나가 줍니다. 길이 막혔다고, 어, 어, 기다리는 거는 예의상 안 좋아요. 게임. 오. 아, 야! 아, 이게. 야, 이씨. 너, 아, 너, 어떤 놈이야? 어? 내려, 이씨. 내려. 어, 강, 강, 강탈 그거 한번 까인 거가, 저거. 어? 오케이. 오차. 어, 어, 뭐, 뭐 있다. 오예 천원 벌었고요 천원이 뭐냐 어? How'd the bus thing go? Good. We can fight, huh? Yeah. 왜 그래? 아무것도 구멍 걸지 말고 It's too easy. This guy comes out of nowhere just when dog guy is pressing us. Old Bus I knew him when he was a kid. Yeah, but where he's been since reminds me of 오케이. 지금에 창문을 열어 열어 제꼈더니 봐봐 얘 주인공 아이고 이거 <laughs> 이거 이거 해야 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또 설정하려면은 이거 오른손이 오른손이 좀 오른손이 문제인 오른손이 오케이 오 그나마 좀 너무 다행이다 오 살금 살금 살금 아유 잠수 타기 또 해야 돼? 이렇게 R 스틱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땄어요 이거 회색 도시 하는 거하고 좀 야, 아, 차이가 있는데 아이씨 아까 그 그거 그것만 안 부딪혀 부딪히지 않았어도 레벨업 했을 거 아니야 이씨. 넌 아무데도 못 지나간다. Away. Oh, i I'm glad you're here. What do you know about the underground racing circuit? 스트리스 ah, They drive fast. Occasionally they crash. Yeah, and occasionally they end up killing each other. Hmm, well, that's manslaughter at best. But these last couple of files don't feel like manslaughter to me. It's got more of a deliberate feel to it. You want me to check it out? Yeah. Get into the circuit and see what you can find out. All right. See you. 나중에 봐. 따라라롱. 제키에게 스트리트 레이스에 대해 문자를 보내라. 스트리트 레이스의 흥미가 있어 누군가 소개 좀 해줘 에이스라고 에이스라고 친구가 친구의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야? 레이싱에 일가견이 있어 네가 전화할 거라고 말해둘게 오케이 전화하면 되나요? 오전 전화하면 되네 Yeah. I'm Wei. Wei Shen. You up for a race? Yeah, sure. Long as you don't mind losing. 이렇게 잘 가고 있지, 보이진 않아요. 나 잘못 가고 있는데, 나? 나? 이쪽이 맞을 텐데. 어, 지성이요? 아 저걸 타야 되는구나 얘도 얘도 꽤 빠른데 아 이걸 타야 돼? 아 이게 이 꼬물 차를 타야 돼? 그래도 아가미가 달렸네 무슨 기아 뭐 기아차 같다 야 빵빵 갈게요 예, 어. 음, 그래도 좀 빠르네 그래도 돼, 돼아 그래도 나한테는 꿈을 채 오케이 왕왕왕왕왕왕왕아 쟤도 언젠가는 좀 손을 봐야겠어

차. 오, 간발 차야. 오. 너 내가 너 내가 담배 핀 님이로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오. Oh yeah? I'll take you down too, hotshot. Just as soon as my car is fixed. Oh. 롭스 레이스크 해제 이번 웨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 친구가 오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야 잠깐만 아야야 야 아니 작은 차를 못 가네 뚱뚱한 차를 못 가네 야 경찰 뭐하냐 야 경찰 뭐하냐 짭새야 얘네가 딸렸으면 저 잡아줘야지 야 짭새 뭐하니 어 진짜 이씨 야 짭새 한패 아니에요 저거 혹시? 하진 않을까 의심되는데 아니 어? 아이 깡패들이 어? 주인공을 때리고 있으면은 어? 아니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 그냥 모를 쏘하고 지나가 어? 오팔 쐈어? 괜찮아? I'm in big trouble. I really need your help, please. What's wrong? 네. A gun. Oh, yes. Charlie made me carry it in my purse for him. He didn't want the cops to find Charlie? it, so he made me take it. And now he's gone, and I don't know what to do with it. Charlie. Charlie. One of dog eyes, right? Uh, yes. And you took over, right? So in a way, the gun is yours too. 찰리가 좋아하는 it, 초콜릿 무덤? Sure, I'll take it. That's it? That's a uh, that's your big problem. Yes. Thank you so <gasps> much, Way. I knew I was right to trust 야, 나 여자 있잖아. 근데 나 여, 여친 있잖아. 어? 미국 어, USA 여자 있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피시콩. 애나 피시콩. Hello. Raymond, I got something. What is it? Something from ballistics. A weapon belonging to one of Dog Eye's men. Do you know Charlie Pang? 드디어 총을 받은 거 보니까 무슨 미션을 할 것 같은데요? 레이먼드한테? 야, 예, 태어나지 않게 태어난 그런 어, 가족들 차예요 이거는 안눌었잖아요 어휴 대대대차대차대차 어휴 씨 앞이 좁은 데를 불러다가 이럴게요 뭐야 이거 아 내가 버린 차구나 <laughs> 아이씨 점 그냥 점수 똑같겠네 진짜 Andrew? What are you doing? Where's Raymond? Andrew? Something I wanted to handle personally, Wayne. Do you have Charlie Pang's gun? Yeah. I'm sure you've noticed that guns are something of a rarity in Hong Kong, not like in the States. This particular gun is quite important. So who's the dead guy? I was hoping you'd help me with that, actually. Officer Shen, take up a firing position. 사격 위치를 잡아라. 응? 오, 역시. Okay, you ready? 역시. 어, Alt 키.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사격 조준. 방이야. 저 두목이 저 뚱뚱한 두목이 어, 죽기 전에 어 죽기 전에 그 상황이구나 어, 해상 장면 First he was in cover behind the barricade. Get down behind that barrier. Good. I want you to put some bullets in a few things. By now, eh? the van must have appeared on the scene. Headshot. shot. There was a shooter firing shots from the passenger window. But he uh-huh. couldn't get a clean shot, so he pushed forward. Keep going. Come on. What are you waiting for? One more thing. He would have tried to get away, but Charlie disabled the car. Huh? Oh, Your weapon, officer. 총을 쏘잖아요. Good firing, Wei. 잘 쐈네, Wei. Pendulum! What are you oh. doing? I told you he wasn't important. Now he is. He's going to help us nail Charlie Pang. It's for the greater good, Wei. You understand? I don't think I do, sir. Wei, I know who you are. You're just like me. You do what must be done. Hmm. Local PD is on their way. y o should go. 이 지역에 경찰이 오고 있다. 빨리 가라. 어? 야, 야 저런 잔인한 어 뭐야 나 이런 게 꾸진 오도뱅이를 주는 거니? 아니 저기요? 그나마 좀 더 빠른 차로 얘는요? 가까이 있는 무릎 공격 무장해제 시티프 이거는 좀 더 이게 어려운 것들이네 어려운 기술들이네 What's 뭐야? 우리 자막 안떠 왜? 안녕히 주무세요. 아까는 자막을 못 봤어. 안 보였어요. fuck's going on? 做嘅係上噴乜啊！叫醒佢哋啊！Winston, I restaurant tonight. Winston, I just heard. Your mother? She's, she's fine. 어머님 무사히. But two of our people were killed. A couple customers were wounded. 20명이 살해됐어요. Police are there now. 두 명이 살해된 거야? 20명이 살해된 거야? 나로, everyone's outside. Waitress, you always should fight. 따고. Listen up. Everyone outside. We're hitting a switch up on the waterfront. Horse trucks move through that place. It's how he makes it 말하는 거는 거지 거지 같고 만드는 거는 게임을 만드는 거는 잘잘 만드는데 이게 말하는 거는 좀 그래. Winston, are you sure about this? Of course I'm fucking sure. Look, what's the chairman gonna say when he finds his warehouse floating in the ocean? He's not gonna like it. But there's no way Dog Eyes walks away from this. So burn the warehouse, but take Suha alive. Put him to work for you. And give the chairman a bigger cut than he was getting from Dog Eyes. 창고로 가서 불태우고 시우아는 살려 살려주자고. Bring him alive. Right, boss. 산채로 데려오래. 오. 오케이 가자. 아 이게 내 차니? 오. 야내차 흰색이잖아. 내 차 어디 갔냐? Dog Eyes got to know he fucked with the wrong people. Yeah, no kidding. We're short a gun. You're good with your hand, Shan. Let's see what you can do without iron. Look, hold on. We shouldn't go in shooting anyway. There'll be workers in there. And we need Su while alive. He's worth a fortune. Oh, we're going in shooting. This is Dog Eye's biggest moneymaker. They're not gonna give it up without a fight. But you want me unarmed. You're the new ah, guy. Chinja. Once you're inside, find your own gun. And use it. Oh, Believe me, you better have some bodies on you before the night is over. I want to see proof that you're not a cop. As far as I'm concerned, there's only one test that matters. So you want me to kill one of Dog Eye's drug dealers to prove it? All right? It'll be my pleasure. All right, here's the plan. Go to the back door. I'll look around. You wait for my signal to attack. 자빠져서 자세요. 네. Who the fuck is this? Hey, quick the gang. 이리 와 들어가 오이 불구덩이로 쏘는 어휴 나, 나 탄다 나 탄다 저거 하지 말자 야 야, 피카츄 100만 버트 가자 오늘 하이리 고급 발사 本色啊！ 칼로 던졌어 이렇게 야 대박인데 칼로 칼이 수리검이야 어? 총은 맞았지만 안 튀어나오냐? 내가 갈까? 거기 총이 공중에 뛰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나 먹으라고 준 거? 바로 주네 오우야 잔인하다 와 정확한 헤드샷 적이 나타날 때 어, 그렇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 된단 말이지. Fuck. Siwa, you're coming with 나랑 같이 가자. Yo, you're not taking me alive. 어? 불 질러버려! Ah, come on. Stop goddamn chasing me. 여기가 제일 빠르지 너. 아씨. 씨.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헤드샷. Shit! I said, don't move! Fucking cops! 공장 파괴. 어, 나 빠방이 타고 부릉부릉 오빠 달려를 좀 타보다 보면 오빠 달려 그렇지 오빠 달려 들어가라고 이야 됐다 앞으로 빠져 Are you fucking done? Okay, okay, I'm done. What are you doing? Shut up. You know what you just did? You're dead. You're dead! Look, I'm not afraid of dog eyes. Dog eyes? Motherfucker, I get paid by dog eyes, but all my product goes to Big Smile Lee. You wanna fuck with him? I just did. You dumb bastards got any idea how badly this is going to fuck things? Hey, hey, ask me if I care. My product? is what makes the whole triad work. I don't give a shit about your product. And you keep talking about it, I'm liable to forget I <laughs> promised to bring you in alive. What the hell is wrong with you? You know what? I'm sick of listening to you. So drop me off with some real gangsters. Oh, you'll get to meet a few. Dan, used to be this organization, knew what he was doing. Now it's full of crazy motherfuckers and fireballs. Shut the fuck up! motherfucking me. From tonight on, your partnership with Dog Eyes is done. Take a bite. Nice uh, pop you Nice, nice uh, pop you you. You did good. Here, a little token of my respect. 아니, <gasps> 도망치. Keep this up and there's a lot more. I get the feeling things are looking up for the water street boys. Thanks, boss. Hey man, look. 갑자기 컴퓨터가 된것 같냐 얘? But uh, I'm sorry, I was wrong about you. You show your true colors tonight, brother. 야, 갑자기 비오다니면 또 갑자기 아침이 됐어 이게 원래 스토리상이 그런가? 박수 하나 주세요 이거는 아니 펩콜이잖아 누구 누구인가 누가 담배 소리를 내어서 아주 잘 빠진 모델이구나 근데 내 차는 어딨니? 아 갖다 버렸니? 잘했다 아 이제 저기로 가야겠죠? 도청 설치 깨끔 우르르 깨끔 빵빵 비켜? 안 비키면 내가 간다 아 비켜! 내가 그래서 비키랬잖아 빵빵 울렸잖아 아니 왜 점수 왜늘따라 이렇게 점수 안 따라주냐 뭐야 어디서 썸바디 해리 썸바디 해리 자꾸 나를 비강지럽게 하는데 fix my car up. Then I'll take you. Easy. Fine. It's your funeral. 이 틈이다. 이게로다. 마이 GPS 아이고 GPS보다 나 도청 설치해야겠지. 오케이. 오. 40초 이내로 끝냈어요. 쫓아가는 거니 뭐 어떤 거니 돌아가야 되니 아 진영까지 미행하나 거기도 누구야 아, 네. 나즈? I still own it. Hey, you know this guy weighs shit? He's supposed to be Sun on Yi. Every time I turn around, that guy shows up. And usually the cops aren't far behind. Started racing the other day, talking tough. You think he's a rat? Or on the cover. They had a problem with that a little while back. You think they kill a cop and the police just go away? Sun on Yi's in trouble if he is. I'm 18K, what do I care? But if I was you, I wouldn't let them see you do anything and walk away. This town is full of morons, Naz. 이 차렸으니까는 왠지 운전하기가 쉬워지는 이런 조심조심, 조심조심한 미션이 왠지 나한테 적합한데요? 운전하기 쉬우라고? Uh-huh. Motherfucker won't know what hit him. Tell people gonna take me down? What? Don't worry. He races me, they'll be scraping him off the pavement in sticky little pieces. Looks like you have little choice, huh? Yes. Inspector, it's Way. Hotshot's gonna race Ace. And he's talking like he's not gonna let Ace make it to the finish line alive. Do you know where and when? Not yet. Hey, one other thing. Hotshot and his friend Nas suspect I'm a cop. Nas Singh, the drug smuggler? You know him? Yeah, I know him. He's an informant for HKPD. He's the one that put us on to Hotshot in the first place. The fucking guy's playing both sides of the game. You want me to tell him to shut up? No! I agreed to help you, Inspector, but not if it gets me killed. Do everything you can to keep my cover intact. I'll deal with Nas myself. All right, Way, all right. For now, let me know if you find out anything about that race. Oh. 쫓아가서 그냥 한 대 박아줄까요? 어 뭐야 아우 씨 점수 깎일 뻔했네 어디 보자 내 점수는 몇 점인가 내 점수는요? 아까 한번 쳤구나 어. alright 웨이신 관한 정보 업그레이드 이제 집에 가서 슬슬 낮잠 좀 자야겠네요 잡면다 이렇게 돼요 누구인가 누가 담배 소리 내었어 누가 담배 소리 내었어 담배야 이제 좀 끊어라 끊어지 않으면 널 잡아서 더럽고 불쌍한 놈인 같으니라고 어? 이렇게 해주겠다 담배야 담배야 머리를 숙여라 질례합니다 음료수 주세요 레고킥이라고 있는데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드래곤킥이 아니라 펩콜 아닌가요? 펩시 어 펩수 아닌가요? 펩수 여기 원래 문 하나 있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판치는 왕국 와, 와중에 도 클럽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애들도 다 혼내줄 겁니다. 아. 비켜 아저씨. 야. 너희 마스크 쓰고 춤추는 거 맞냐? 누가 어? 클럽 와중에서 어? 아 여기서 행, 이렇게 행동 못하네? 아, 주먹질 그런 거 못 쓰네? 아이 아까워라 이런 더럽고 불쌍한 커플 사귀다가 지인하고 내가 뭐 어쨌다고 너 한번 끌고 가죠? 이마 어, 어디서 춤, 춤바람질이야 다 클럽 다 사기단이야 이거는 사기당 꼭 사기당이야 나 이거 서로 붙지 말란 말이야 어? 떨어지라고 알겠어? 떨어지란 말이야 떨어지라고 잘했어 집이 두 개네 나도 이렇게 주인공치를 한번 꿈좀 꿔봤으면 좋겠어 어? 자 이것으로 어또 또 꿈 꿈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그런 그런다야 어? 좀 마셔야지 그럴 때는 항상 항상 자고 나면 항상 찾는 거는 바로 액체 물이죠 음료수라든가 역시 아무데나 땅바닥에 버리는 어, 우리의 주인공 마셨으니 싸야죠 역시 남자의 거기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역시 게임다운 게임이야. <laughs> 이제 뭐 쌌으니까 씻고 선글라스도 벗지 않고 씻는 우리의 사나이 주인공 웨이쉔 담배 나빠요 음, 허벌라이프 좋아요 좋아서 좋아서못끊겠다허블라이프담배는나빠서끊을수있다오케이여기까지 See ya. 一つだけ質問します。どうして入ろうとしないんですかアラーム種ボタンを押さな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よね。 Hello, let me ask you a question. Why don't you come in? You didn't press the alarm bell button, did you? 여보세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어째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알람 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건 아니시죠? If you didn't press it, you're just a bunch of subscribers who don't care. I'm disappointed. もし押していなかったら、皆さんはそのまま載せて済んでいて、気にしない購読者の方たちですね。がっかりですね。만약누르지않으셨다면여러분들은그냥먼저살고신경안쓰시는구독자분들이신거네요실망이네요